표정이 없는 lady 맘을 열어봐 왜 자꾸만 시선을 피해 나를 바라봐 알잖아 네가 없으면 너만 찾는 날 Girl let me love you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오늘 망설이지 말고 좀더 다가와 어디를 봐도 you're an angel from the sky 내 눈을 사로잡은 나 sexy cool style 애홀던 어깨를 감싸 안을 때의 너 i I'm feeling your style, you're one of a kind, girl, and you just the way you are. A picture perfect and lady, you've got what I want. There's nothing. 한 번만 내 두 손을 잡아봐 지금 내 옆에 네가 아닌 다른 여자는 필요 없는 내 진심을 좀 알아줘 Ba ba ba ba Baby 붙잡아도 잡을 수가 없는 걸 오늘은 너에게 말해줘 That you've been feeling the same way too 표정이 없는 lady 맘을 열어봐 왜 자꾸만 시선을 피해 나를 봐 수가 없는 오늘 암소리지 말고 좀더 다가와 어디를 봐도 you're an angel from the sky 내 눈을 사로잡은 나 sexy cool star 애홀던 어깨를 감싸 안 Would you be that hug? Can I be the man that makes you smile? 어디 가릴지 어딜 봐 Girl I wanna make you mine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진 너처럼 나도 널 위해 모든 걸 가졌어 내 눈앞에 너 빼고 일단 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I'm here girl All I need in this world is you for real girl 너도 나와 같았으면 해 The way I feel girl That's 왜 자꾸만 시선을 피해 나를 바라봐 알잖아 네가 없으면 너만 찾는 날 But let me love you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오늘 망설이지 말고 좀 더 다가와 어디를 봐도 you're an angel from the sky 내 눈을 사로잡으 m sexy cool step Hey hold on 어깨를 감싸